Thank you. 야이 뜨거워? 원래? 야 액팅 어? 엄청 뜨거운데? You acting 아, 아, 아, 진짜 먹지마 많이 뜨거 쪘다 음 오케이 야, 이거 엄청 뜨거워 음 오케이 야, 이거 엄청 뜨거워 아! 아이고 뜨거워 <laughs> 네 됐어요 진짜 먹어 아니야 어때요? 너무 맛있어 <laughs> 감사합니다 음, 너무 맛있어 <laughs> 야채 알았어 마, 먹어봤어요? 한국에서 이거? Oh.